그 일이 아마 올해 5월 20일 날 있던 일이었을 거예요. 그냥 저는 생일 주인공이었고 한 잔 두 잔 타주길래 그냥 기분 좋아서 계속 부어라 마셔라 석삼 너구리 막 마셨죠. 그 사람이 살짝 좀 제정신이 맞나 싶긴 했지만 또 뭐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이 주는 술이고 하니까 그냥 믿고 마셨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아. 저도 다음 날이 돼서야 알았죠. 이거 뭔가 단단소 같구나. 똑같.